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 아이키 오오오오오안돼 안돼안돼 안돼 반다 넣야돼 아이키 충분해 마의 흑준주 입에 들어가야 돼 효우가 효우가 잘 먹네 음. 어, 치즈 모자라. 아, 너무 커. 사장님 저희 치즈 추가해주세요. 네. 저희도 치즈 추가해주세요. 네. 저희 곱빼기로 추가해주세요. 저희는 세개 추가해주세요. 저희 다섯 번 해주세요. 네. 나는 이 영국이 너무 궁금했어. 아 이거 사요. 오 어, 이거는 고구가 나왔어요. 와. 와. 어? 알겠는데요? 진짜 잘되시는데요? 홍 멤버가 다른 멤버에 비해서 진짜 잘나요 네, 음, 맞아. 진짜 잘나요 그리고 확실히 춤을 추시다 보니까 어. 칼로리 소모가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아이, 걔는 진짜 막 춤하게 먹네. 네, 엄청 잘 드시는데요? 오뎅. 와. 오징어 치즈. 아예 등갈비랑 조개를 그냥 합쳤어. 무조건 맛있어. 음! 확실히 요원들이라 시원시원하네요. 아니 근데 요원들은 시간을 끌지 않으니까 순삭해 순삭. 왜요? 어, 금방 없어져요. 오징어. 오징어 나 먼저 가도 돼? 응 먹어. 자 수영이 오징어 통째로 들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초고추장이죠? 네. 아, 오,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한 입에 이만한 거 먹었어. 국수 아니야? 음. 음 뒤지마 뒤지마 뒤지마 이거 가자 <laughs> 이게 와. 치즈인가 치즈인가 음. 아, 여기 티먹 좋아 티먹 좋아 많이 먹는다 진짜 맛있게 먹냐?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 네 와, 벌써 다 들렸어 음. 등갈비 짬뽕 조개 전골 대짜 클리어 너무 아 이거를? 아니 아직 안 드셨어 근데 거의 없어 자, 멍유한 팀 두 번째 조개전골 시작합니다. 네. 구멍도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크다. 와. 아니 저 정도로 커요. 얼굴만 해요, 말이. 진짜 크다. 얼굴보다 큰 거 같아요. 아 대단한데요. 야, 근데 오징어를 혼자 가져갔어. 저러면 이제 친구 사이 멀어지는 거야. 네, 저 두 개 시키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힘을 입으신 분이 저거 통으로 먹방하셨거든요. 대단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어, 진짜 대단하다. 저 어떻게 한 입에 먹어? 와 대박이다. 여기다가 등갈비 하나 넣고 <laughs> 오징어 순대네. 등갈비 오징어 순대. 등갈비 오징어 순대. 너나 어떻게 저렇게 먹어? 방금 아, 먹은 포기하죠 그냥 되게 상태가 아니었어 저정도면 진짜 그데나 아니 먹지는 포기하죠 그냥 약간 되게 상대가 아니었어 저 정도면 진짜 야 리더가 뭔지 보여줄게 와 보여줘 보여줘 뭉클해 뭔가 와 그대로 이렇게 훅 뜯어먹 하나는 간자 하나 초장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가자 가자 과연 이거 들어갈지가 와 들어갔어 와. 역시 이거야. 잘 먹어. 와, 맛있어요? <laughs> 와, 대박. 진짜 말 못하겠어. 말 걸지 말아야지. 힙해. 어? 와, 양. 양.